하와이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포켓몬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핵노답 삼형제들의 모험 슈미님의 영상으로 바로 꿀잼을 차출발합니다 뽀뽀 아우 아또 시작이다 人間 트레이너 놈들 파이리를 가만히 못 냅둬서 안달이에요 이번에는 부스터 데리고 왔네 When Gavin wants something, I make sure he gets it. 좋아요 아 파이리 잡으려고 하네 아유. I want something I get it myself. 에, 너는 인간의 명령을 듣지만 난 내 스스로 내 선택을 결정한다 Aw, this is cute. You think you have a chance. Yum, yum. 인간 인간 <laughs> 어 부서 좀 센데? 자 들어와봐 그러면 꼬부기에 물방울 무빙 아 이거 너무 느리해요 자저 공격이라고 하는 거냐 이 자식아? 그래 는왜 크고 진정한 공격은 꼬부기 등딱지 어택! 그리고 어? 어! 와! 너무 잔인한데요? 묶어놓고 물방울 어택이라니 아 발악해봐 한 번 더 배탑 자아 불이라서 물 물공격에 진짜 완전 쥐약이에요 아파 죽으려고 하네 뭐야? 꼬부아. 어이 꼬부기 너 왜 고민하는 거야? 어! Bulbasaur, backup plan. Hi, Gavin. Okay. 자, 인간 잡아주마. 인간 도망쳐, 인간 인간. Let's let's be reasonable here. You can't just take my. 자, 이제 부스터를 잡아보자. I'm sorry. I'll do whatever you want. Just, I, I, I don't. Just please don't hurt me. Please. Look what that human's 좀 많이 done 다쳤는데요, 너. You can't even defend yourself without being told what to do. You would have fought to the death for him, wouldn't you? 아 그래요. 진짜 죽을 때까지 인간을 위해서 싸라 싸웠는데 Wait. 배신당했어. Now you belong to no one. 음. 오. Get out of here. And don't come back until you learn to fight for yourself. 오, 부서를 이제 놔주네요, 파일이. 이거 나중에 떡밥 되겠는데? 부스터가 나중에 공, 도와주거나 공격하러 올 것 같은데요 다시? Excellent use of empathy, Charmander. I'm impressed. What the hell was that? Oh well, I had a work we wanted, and you just stood there. 그러니까 꼬부기 아까 왜 공격 안 했냐 너? 어? You're really supposed to take turns attacking. 아 맞네. 자꾸 지금 파이리가 국룰을 부수잖아요.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공격해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마구 찔러대고 이거는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자자 싸우지 마. 얘들아 우리 이거 We can't go on like this. What we're doing is cheating. <laughs> What we're doing is. 오, 오 방금. 저번에 미싱노의 세계에 들어가 버린 홍수몬이잖아. If we have to cheat to win, then so be it. That's not. 어 지금 현실 세계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for a reason. Yeah, so humans can enslave and control us. And I'd say it worked pretty well with your last trainer. Okay, sure, he was terrible. But not every trainer is like that. Most of them actually know what they're doing. 아 꼬부기는 약간 파이리의 사상에 약간 반대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 트레이너가 쓰레기는 아니라는 거지 꼬부기 입장은 I can't believe what I'm hearing. 하 It's like you want 인간을 us to be 믿어? Well, 어이가 없네 Well, what? well, hear me out. Would it really be so bad if we were? Let's be honest. If we stopped trying to figure this out on our own and just let a professional handle it for us, maybe we'd be a little better off. 하일의 신기를 제대로 건드려 버렸네요. 우리는 인간 따윈 필요 없다. 짜지가 몇 번을 말해. 너네 또 여기서 왜 나오냐? 캐터피 대왕이 또 공격하러 왔네요. and fight me! Oh well. 이쯤 되면은 약간 이 캐터비 대왕 로켓탄 느낌이야. You'll have to do. Hey! Stay back. 저리 가라. You may be stronger than me. 너를 위한 특제 악마 포켓몬을 준비했다. 궁극의 살인 머신. And it shall be unleashed to wreak havoc upon the land. Well, now I'm just curious. 포켓몬 세계를 무너뜨린 살인 기계 포켓몬의 등장. Who are you? What? 어? 뭐야 잠깐만 누군지 또 까먹었어? 너무하네 이상해 씨 머리 위에 있잖아 저거 모자 캐터피 모자 Are you even paying attention? He looks like my hat. Witness your demise, lizard! Witness true power! 진정한 힘을 보아라! 과연 누구야? 아니, 니들아니 왜? 어, 얘야! 야, 그, 그, 그, 그, 그, 그, 그거 무서운 파일이 그거. said we'd have time to train. We were gonna like listen. 야 지금 다 출전할 준비가 안 됐죠. 안 된다고. Whiskers, Whiskers, listen to me. 저저저저 정정아 진정해. You are ready. We No. trained for this day. We have a plan. 이날을 위해 Remember 계속해서 the plan. 훈련해 왔어. plan. 넌 할 수 Right. 있어. Okay, yeah. Um, Okay, he, he okay. doesn't look so <laughs> m- murdery. You can do it, Whiskers. 자, 얘들아! 죽여! I can totally do this. Use poison sting. 아, 얘도 독 공격하는구나. 짭! Oh man, I barely got any. 독성애자 이상희 씨가 대신 맞아줬어요. Oh, wait, 또. There it is. 뭐지? 아이고, 색깔이 니드러니 똑같아졌네. Uh, 어. My turn. 어, hey, get back here. Hey. Uh, 어, 어. 저리 가! 이 크강무도 한 녀석들! Listen, we're not here to hurt you. 오, 역시 좀 뭔가 이성을 갖고 있는 파이, 어, 저 꼬부기. It's true, that worm. You don't have to worry. You're made of butter. 얘는 마탱이 갔네 지금. Stop wearing my brother's. 뭐야? 저 위에 모자 오빠였어? 아, 잔인해 진짜. I know you're mad about Charmander, but is killing him really going to solve anything? Yes. Okay, okay, sure. Okay, okay, okay. But then you'd be no better than him. Trust me. If you try to use force, you're only gonna end up fueling. 그래,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나올 뿐이야. 우리 말로써 해결하자. If you can change his attitude. Right now, he doesn't even know who you are.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I'm gonna kill you. 대화가 되는 거 맞지? I mean. I already see it happening. And trust me, if you can get him to actually 아, feel 일단 bad about what 꼬부기가 he's doing, 열심히 설득을 it'll 하고는 be way 있어요. more satisfying. 태토비 대왕님이 우리 친구가 될까요? No, I'm, I'm really not. Huh, then this will be way easier than I thought. 뭐 Hey,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꼬부기 잡혀갔어! I did it, I did the thing! 거기 파일이 독침 당해버렸습니다. We'll be back to fix the job! You, 잘 있어라 멍청한 도마뱀 녀석 아 저기 완전히 당해버렸네 큰일이다 이러면 파일이 죽는 거 아니에요? The things you like, if you like, if you like something the most, you if you some you don't even have. 거의 뭐 이상희 씨 입장에서 독약은 Shut up, Bobus. 거의 마약 같은데요. 아 뭐야? 이거 어디야? Seriously? 아 ah. 지금 캐터피 왕국의 본진으로 왔네요 거기 이제 캐터피 군단들 오직 파이리를 잡기 위해 피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완벽한 군대로 변신했 So, what's with the giant rocks? 아이 그 We don't know how to 니드랑 move 귀여워. Now then, as of today, I am officially your new Pokemon trainer. 어 And to solidify 뭐야? my bond, 캐터피 대왕이 I'll 꼬부기 give you a nickname. 트레이너가 됐어? Henceforth, you shall be known as 블루이? um, Bluey, because you are blue. Please don't call me that. 파랑이로 Love it 이름을 here, 바꿔버렸어. Bluey. The boss tells you exactly what to do, so you don't have to stress out about constant decision making. 뽀보기는 이제 이 캐터피 왕국에서 사랑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서로를 믿어주는 이상적인 왕국인가? 어, 캐터피 대왕의 훈련법 궁금하네요. 뭘지?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I just get in my ball and sometimes I wake up somewhere else. <sighs> I guess I don't have a choice then. Nope. Prepare yourself, Bluey. <laughs> 파랑이. This will be the most rigorous training of your 이 훈련 entire 아주 life. 거치고 But 힘들고 you will leave this place 너무나 a 괴로울 different 것이다. Pokemon.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 넌 최강의 포켓몬이 될 것이야. Yeah, um. So, are you a boy or a girl? 그래서 그 선생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Whiskers, Poison Sting, Bluey. Let us begin.